이제 바꿀 거예요. 우리 통과제 리컷 한번 할까요? 저는 어, 형첫 네. 만남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그냥 쳐다봐야죠 사람. 쳐다보고 얘기하세요. 아니 좀 보라고요. 보라고. 어? 가리지 어? 말고. 어, 헤어스타 불러야겠다. 어, 머리 다 흩어졌으면 어떡해.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아니, 자기 말만 하는 말만 하고 어떻게 기울여 듣지도 귀 이것도 빨리 열어 열어 어떻게 사람 배려를 어? 안할 수가 있어 열으라고요 어? 배고파요 제가 왜 밥을 못 먹었냐 아까 망사 의상을 입어가지고 사실 먹었는데 배고플 것 같은데 혼자 해가지고 김밥 치토스 너무 먹고 싶다 근데 왜 안 먹는지 아십니까? 저희 프로페셔널함 바로 지금 공개합니다 어, 양치하러 가기가 귀찮기 때문이죠 가끔 있습니다 와 잡았다 어 잡았 이불 잡았을 와제 최애 과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? 치토스를 먹을 때는 가루가 입에 안 묻어야 돼요 아, 어 망했어 아 망했어. 와. 밀 때문에 망했어요. 이거 이거 이거 밀 때문에 망했어요. 미리 아까 하란 대로 했거든요. 이거 밀 때문에 러브 형은 딱 바운스 볼 진짜 최대가 400까지입니다. 아, 밀 때문에 망했어요. 아, 나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. 밀 신고합니다. 너는 안 하시잖아요. 나 했어요. 나 아유. 태로 1320. 아이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나는 아, 아, 말도 안 되는 소리. 근데 러브 형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게 손이 안 따라줘.